이번 영상은 새로 영상이니 모바일에서 전체 화면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이 두 사람은 매일매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 마크 저커버그는 회색 톤의 티셔츠를 입기로 유명합니다 어,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날 무슨 옷을 입을지 또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궁금해졌어요 정말로 매일 같은 옷을 입으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런 사소한 고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가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 타잔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매일매일 입고 다녀보려고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 전날이나 뭐 아침에 씻으면서 뭐 입을지 정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셔츠를 입을지 니트를 입을지 후드티를 입을지 커틀넥을 입을지 근백을 입을지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아 힘들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알게 모르게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긴 해요 여러가지 종류의 옷이 있다 보니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옷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인터넷 쇼핑이나 나가서 옷을 찾아보게 되는데 또 시간을 할애하게 되잖아요 물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생산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장을 찾아봤는데 이 검정색 셔츠와 검정색 터틀넥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 검정색 슬랙스와 검정색 진도 있어서 한 달 동안 이 검검 스타일로만 옷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신발 역시 뭐 운동화를 신을지 뭘 신을지 고민할 거 없이 요 녀석만 신고 다닐 겁니다 이게 g u 에서산 건데 생각보다 편해요 갑자기 하울을 찍고 있네 그럼 먼저 제 지저분한 옷장 먼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저희 옷장인데요 어, 정말 색깔별로도 되게 많고 안 입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옷장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? 옷장만 정리를 했는데도 벌써 뭔가 생산성이 좀 높아진 느낌인데 매일매일 옷을 다르게 입다가 이제 한 달 동안 같은 옷을 입어야 되니까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한 달 동안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잘 입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Let's go! 참고로 외투와 가방도 한 달 동안 같은 걸로 고정시켜놨습니다 자 1일 차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틀 차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증샷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 같은 옷을 입은 지 19일 차가 되었는데요 이제 슬슬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같은 옷만 입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러고 보니까 왜 요새 검은 옷만 입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에 관련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산성을 높일 만한 일이 필요하냐 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더라고요 음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가 지금 대단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거 이거 하나만 없어도 하나의 조그마한 고민거리가 싹 사라 요 사라진 느낌이에요 정말로요 물론 지금 제가 옷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좀 자주 세탁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일단 내일 뭐 입을까 오늘 뭐 입을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냥 옷장 앞에 가가지고 입는 옷 입는 거예요 이 도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마저 해보고 정말 이 같은 옷을 입는 게 제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마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바뀌었죠? 오늘 이 옷을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퇴근 후에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들이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짐이 많아서 이 가방을 챙겨가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방이 운동화인데 코트를 입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최근에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지? 뭘 챙겨가야 되지?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이게 뭔가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긴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예전 같았으면 이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아, 오늘에서야 느꼈습니다 아 같은 옷 입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하구나 뭔가 이 사소한 걱정 하나를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오늘로 같은 옷을 입은 지 20...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3월 중순이 좀 넘어가니까 어, 날씨가 조금 풀리긴 시작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이 외투를 코트에서 이 트렌치 코트로 좀 고정을 해놓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일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 같죠? 같은 옷을 입어서일까요? 아니요 퇴근 5분 전입니다 우산을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입고 브라운 우산이라니 왜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지? 이론가이면서 또이 어, 기능주의 이론 아, 질문이 있다 내가 한 달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있거든 그러면 생산성이 좀 높아질까 싶어서 그런 말 많잖아 어. 교복 대학생들이 막 그렇게 말하잖아 맨날 어. 교복마 입고 다니다가 아. 대학생 되니까 이제 맨날 아침마다 막 그런 옷 같은 거 막 선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음. 오케이 저는 지금 씻고 나갈 준비 중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씻고 나면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옷장을 열고 이 옷 저옷 뭐 대보기도 하고 또 미리 생각했던 옷을 입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옷장문 열고 여기 걸려있는 옷만 입으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검은 슬랙스에 셔츠와 그리고 트렌치코트를 입고 나갈 거예요 자, 꽤 오랜 동안 같은 스타일로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어떻게 좀 스티브 잡스 같습니까?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영상에 이 검은색 폴라티와 검은색 셔츠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여러가지 도전을 하면서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진짜 편하다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옷을 입으면서 느낀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옷장에서 뭘 입어야 될지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것과 TPO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뭐 옷을 고르는데 1시간, 2시간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분씩인데 이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옷을 고르는 몇 분도 좀 아깝게 느껴지고 아 이거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건데 고민을 해야 되니까 좀 짜증이 나네 한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생산성의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크 저크버거가 그랬죠 사소한 고민들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싶다고 최근에 TV 보니까 그 JYP님도 계절별로 옷 딱 두 벌씩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옷을 고르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뇌에 어떤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 달 동안 이 도전을 하면서 저의 학업이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간다 라고 뭐 몸으로 느끼지 못했는데요 아 나중에 내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내 시,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옷을 고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더 생산성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평소에 아이쇼핑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가끔씩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 옷을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한 달 동안 같은 옷을 입기로 마음먹은 이상 저는 아이쇼핑을 하러 간 적도 없었고요 시간이 비어서 잠깐 의류 매장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뭐 그냥 옷 예쁘다 하고 살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? 난 어차피 지금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꼭 같은 옷만 입는 게 아니더라도 고정으로 입는 옷이 몇 벌이 있다면 과소비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옷을 입는다고 무조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도전한 한 달 동안 같은 옷 입기 이 영상을 보시고 옷을 입는 것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델분들이나 뭐 패션 디자이너분들이 매일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산성이 높아질까요? 그 누구보다 트렌드와 이 패션에 민감해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는 이 패션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소한 고민거리를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, 좀 있어 보이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녀봤는데요 제 주변에 뭐 넌 개성이 없구나 넌 뭐 옷이 없냐 그지냐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분들이 왜 요새 같은 옷만 입느냐고 물어본다면 제 취지를 자신있게 얘기를 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너 생각보다 블랙이 잘 어울린다 하면서 뭐 블랙준이라는 별명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오히려 저만의 개성을 찾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검은 옷은 좀 벗어버리고 화사한 옷들로 또 컨셉을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처럼 봄 됐다고 이 옷 저 옷 사기보다는 올봄에는 좀 비슷한 스타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 도전을 보시고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국타자니 도전해줬으면 하는 과제가 있으시면 주자 실망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하나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저 정말 댓글 다 보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